대중, 은 일반인, 비전문가 는 그들이 믿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. 그거를 누가 제공을 해줘야 되냐?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되요 사실 우리는 의사고 사이언티스트고 과학적 팩트를 중심으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제공을 해줘야죠.